이 힘은 전투경험치 플러스 150% 전투경험치 1 5 경험치 플러스 50% 생활 경험치 100%짜르실 장비까지 내 바람 후에 너스트 뒤에